미역은 완성되었습니다. 자를게요. 우와 대박 소리가 엄청나는데 샥샥 안녕 실은 제가 고칠날을 위해서 거의 한 1년 반 정도 길렀나요 머리를? 얼마나 됐죠? 1년 반 넘었지요. 머리를 자릅니다. 약간 이거 무슨 <laughs> 어디 가는 것 같아요. 머리 네. <laughs> 자르고 굉장히 의식 같은 느낌이지만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. 이 무대를 위해서 머리 자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과감하게 채윤 언니가 한 한 10번은 물어본 것 같아요. 가발 준비해줄까? 이렇게 근데 가발을 쓰면은 제가 그다지 춤을 제대로 또 신경이 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또 자연스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 확실하게 하자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약간 안 물어봤을 땐 괜찮은데 자꾸 물어보면 살짝 약간 가발할까? 뭐 이런 <laughs> 마음이 중간중간 들었지만 네 원래 처음 마음을 그대로 지키는 게 좋으니까 저는 첫 마음 그대로 머리 자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 느껴지는 거. 또 굉장히 짧아지 많이 짧아지는 건 아니어서 또 음. 머리는 또 잘하죠. 금방 잘합니다. 금방 잘합니다. 목 뒤에 가위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. 그냥 <laughs> 밑에서 쇼크 쇼크 쇼크 이런 느낌이었지만 대신 아주 머리가 손상된 게다 어. 잘려서 <gasps> 머릿결이 엄청 좋아지겠다. 미끄러집니다요. 음. 오. 아 근데 소원이었어요. 약간 음, 그런 느낌. 네, 약간 좀 완전 걸리지 않고 엘라스틴 <laughs> 한 느낌. 와우. 음, <laughs> 와우? 예스. Wow. 왜요? 왜요? 나는 왜요? 아약 이미지가 또 다르다. 음. 갑자기 어떤 어떤 느낌인가요? thick. 어. 정말. 어.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. 음, 음. 어 언니 <laughs> 민지 언니. 펌을 하면 또 어, 근데 방금 가르마를 휙 넘겼는데 너무 예뻤어. 진짜. 오. 맞아 이제 이런 단발들은 가르마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서. 완전 달라지니까 약간 바람 불때 음. 머리카락을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넘겨도 멋있을 것 같아. 네. 이제 새로운 머리에 제스처를 적응해야 돼. 약간 제니퍼나 제스카 언니처럼. 제스카 항상 고개가 이렇게 옆으로 내려가요. 아니 요잠 걸렸어요. 거의 9.5대 0.5 가르마. 0.5. 그러면 짧게 자르면 안 되나? 아, 아, 초, 초, 초 차피백? 차피, 초피백 예. 차차. 초키 할 뻔했다. 초키백. 초인데 입에서 뭔가 네, 그렇게 <laughs> 해주셔도 돼요. 아무튼 그런 거. 초키백 그냥 좋아요. 그렇게 해서 앞머리 이렇게 딱 아예 붙여가지고 네. 이렇게 눌러서 다운펌처럼 오, 나이스. 눌러가지고. 근데 그게 저도 약간 짧은 게 어울리더라고요. 앞머리가. 왜냐면 여건 애매할 것 같아. 음, 그쵸. 이러면 어, 그것도 그렇고. 저 손질 못합니다. <laughs> 일도 못한다고 생각. 해 그렇게 해놓으면은 음. 근데 어차피 앞머리 중간 에 한 번 해야 될 거예요. 왜냐면은 음. 중간 펌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. 길를 거 아니면은. 맞아요. 앞머리 잘라놓으면 어쨌든 관리 이전보단 더 해야 돼서. 그렇다면 쌤이 하고 싶으신 대로 음. 부탁드립니다. 어, 내가 다 떨리는데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데. <laughs> 진짜 이미지 완전 대변신이겠다. 이렇게 하고 또 앞머리가 또 조금 길어도 느낌이 또 달라서 져 이게 이미지가 세가지고 이대로 이미지 고쳐지면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. <laughs> 눈썹이 진짜 빨리 자라거든요, 제가. 그러니까.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눈썹이에요. 슈나우저처럼 <laughs> 근데 머리도 약간 그렇게 자라면 좋은데 눈썹만 자라요 이게 머리가 손상되면 끝에가 자꾸 끊어져가지고 음. 안 자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음. 그런 거고 좀 이제 머리 좀 잘라내서 아마 머리 빨리 길고 건강한 그 머리만 이제 남았다 음. 여러분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마스카라가 다 지워져서 다크서클이 좀 생기긴 했지만 잘 어울리죠? 좀 한 10년, 20년이 더 어려진 듯한 느낌이 랄까요 기대해주세요! 도착하자마자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. 저의 쇼피뱅이 땀에 쩔었군요. 인증샷. 이게 spring water. 이제 저는 푹 씻고 잠을 자겠습니다, 여러분. 모두 끝나잇. 운동을 왔습니다. 계속 멋진 몸매를 도착할 때까지 유지하기 해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 오늘의 메이크업입니다 짜잔 오늘 드디어 무대를 하는 날인데 목이 많이 갔어요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하고 잠못잔 상태에서 열심히 리허설하고 했던 결과가 오늘 나오는 날인데 최선을 다해야죠. 화이팅!